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행복반이 잡혔으 안되는데 누구시 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소리 너 조용히 봐 조용히 잠야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어딨어 뭔 소리야? 여러분들 이거 다른 망자 같은데 잠깐만 요즘 왜 그래? 요즘 갈 때마다 이상한 이번에 전화 오면 무조건 받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모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잘 받으면은 전화 너머서 어떤 아줌마 목소리로 저한테 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합니다 졌다 무서우니까 나와 알았어? 일도 안 무서우니까 무섭지 않은데 조금 놀라기는 했어 조금 놀라기는 했어 무섭진 않았어 좋은 말도 열어 이. 말했어 더러운 씨들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시계 소리가 참고 쏘라 했는데 뒤에도 쏟아 뒤에서도 소리 났어 지금 너 어딨니? 이것만 두고 다닐게요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고 무선 전화기다 생각하고 그냥 들고 다니게 됐죠? 예, 전화 오면 받을게 바로 자 전화 다시 한 번 해봐요 카운터에서 한번 가봐 카운터 야! 야! 야! 아유! 아유! 귀신, 귀신 못했어! 잠깐! 귀신 못했어! 귀신 안 나가! 귀신 안 나가! 야, 잠깐만요. you again. On you again. On you again. On you again. 얘가 아닌가? 나 지금 여기 사흘로 오거나 보금자리를 뺏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합시다. 마지막으로 공포방송은 끝났어요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나간게 그래도 좀 아쉬워서 그래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맘나 뵙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낙찰자 전화번호 땡땡땡땡땡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